야, 다 죽었어. 아, 벽도 때릴걸! 뭐, 명 캔을 한다고! 이거 딱, 딱. 와, 씨. 너너 야, 한 마리 더 있어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running in the night beam. 잠깐만. 뭐야! Fuck! What? Dude, what?

고대로 내려가면 개꿀잼 몰타 인정 고대로 내려가면 개꿀잼 몰타 인정 기대궁 기대궁 궁 들어가 알파 스트라이크 더블킬 케이 궁